Let's go! Hands up! You're ready for the new 대박 터져도 돼 We're like this here, son도 everyday son도 대박 터질 듯해 w a m on not you up oh, Just move your body Your body want to 사지를 자유 녹단춤 맘춤 oh, We got different blood 나는 다른 몸 우리 걸로 우리 우리끼리 참 끊었지 했다 더보여주 give it up 제대로 떠는 새끼들이 넘쳐나 리 아주 칭찬해요 이렇게 생겨버린 피트맨이 트윈스 뿌듯하지 모두 모두 화이팅 이랑 같이 우리 춤을 출때 가짜나 가짜는 나의 비전이 여기에 오지마 낙하밤의 경계는 애로 내 몸이 흔들던 어깨나 빛이 나 몸에 실추하게 뜨거워 나너너 여기저기 어디 둘러보고 너네 월월해 하지만 분위기 끝없이 올라가는 몸을 태우지 그대는 뭐가 다 불만을 그렇게 빼앗이 골래네 자격 지심이지 이미 우리 다 다루고 있지 모리 모리 모리 해봐도 전부 my boys out. Look at the village, look at Dance.